오늘도 너의 주인 조용해 난 궁금한 걸 갈게 네 옆에 긴장한 표정 속 건넨 안녕 왜 이상한데 너를 바라 같아 어 전보다 우린 돼여 너가 바란 건어 단지 내게 해보 l l o 요즘 어때 뭐해 오늘 밤에 편하게 다가갈게 이제 너 서로 바라보면서 매일 Look I wanna love you 속삭여줄게 매일 언제나